야 이거 누가 도라에몽을 <laughs> 그려놨냐 이거 줄이 진짜이네요 드디어 시작이네요 폼페이 우와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베수비오 산입니다 네 폼페이를 파괴시켰던 그 화산 그 당시에 이 정도 도시였으면 진짜 컸을 텐데 화산이 모든 걸 없애버렸네요 여기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늘이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좀 앉아서 쉬다 가세요 그 당시 도자기인가? 음. 아, 아마 다들 이거 보고 레고 블록 생각날 거예요 <laughs> 이게 3유로 먹어보자 어, Not have? <laughs> 와우 이게 복제된 청동 파우누스 조각상? 밑에 그림이 있네 이곳은 2000년 전에 대중목욕탕이었네요 음. 오. 진짜 럭셔리하네요 대중 목욕탕 클래스 잘 보고 갑니다 아. 루파나래? 루파나? 여기 뭐 하는데요 이거? 어. 사실 여기 예 매춘굴이에요 <laughs> 좀 그렇죠? 예. 군인이랑 그 매춘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아... 갑자기 숙연해지네 아... 아... 아니 여기 무슨 콜로세움이야? <laughs> 우와 이 느낌은 마치 전투전 극장에 들어가는 검투사 느낌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쪽 안쪽이에요 이렇게 이 안으로 통로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 같은 게 많이 있네요 <laughs> 폼페이 잘 구경하다 갑니다 와 저는 지금 델 오버성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 길에 경치가 너무 좋아요 <laughs> 혹시 항구 도시 나폴리 답네요 예쁘네 음. 오 어머 이것도 뭐야? 이곳은 어딜 가나 사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데 사진을 어떻게 안 찍어 어? 하나 둘셋 <laughs> 우와 진짜 여기는 아 나폴리 오셨다면은 진짜 여기 대로보석 꼭 방문하세요 아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음, 사실 안에 이렇게 특별히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동상 있고 옛날 건물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나폴리의 풍경은 진짜 최고입니다